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솜 동생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 있어요. 태국에 왔다가 태국에 관심이 생겨서 태국어 배우고 있는 친구예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สวัสดีค่ะ ชาญชื่อน้ำทิพย์ค่ะ น้ำทิพย์เรียนภาษาไทยที่มหาวิทยาลัยเชียงใหม่15วันค่ะเอ่อมีชื่อเกาหลีค่ะ ชื่อเกาหลีชื่อพาดาค่ะ 인디디다 이로자 다 아. 아. <laughs> 태국에 관심이 가게 된 계기가 뭐예요? 태국에 관심이 가게 된 계기는 10년 전에 제가 네. 태국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랑 책을 봤어요. 거기 태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 어, 얘기 묶은 책이었는데 그거 네. 보고 너무 가고 싶다. 나도 태국 가볼까? 해서 그때 처음 오게 됐는데 그땐 방콕에 사는 카오산이란 곳을 처음 알아서 그곳에 갔어요. 아, 태국 몇 번 와봤어요? 태국은 너무 많이 와봐서 세진 아, 않았어요. 아, 세, 손으로 네. 셀수 없어요? 네, 왜냐면 10년 전부터 매년 두 번, 세 번 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즌은 첫 태국 여행 퍼스 임프레션 같은 거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어, 태국 첫 인상은 첫 번째로 덥다. 아, 엄마가 좋아하 <laughs> 왜냐면 한국은 추운 나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고 겨울에 추운데 태국은 태국 사람들이 아무리 겨울이어서 네. 태국 사람들막 나우 하는데 나는 나 춥지 아, 않아요. 왜냐면 더워요. 네. 한국 사람들고 추운 날씨 예, 겪어봤으니까 여기는 별로 안 추워서 덥다. 추울 때는 마이너스이죠. 예, 맞아요. <laughs> 태국은 마이너스 먼저이 없어요. 네. <laughs> 아마 7 또뭐 경험 없는 것 같아요 식도는 음. <laughs> 네그러음 방콕이랑 치앙마이 차이점과 뭐예요? 뭐가 달라요? 방콕이랑 치앙마이는 바, 방콕은 약간 태국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바빠 보이고 조금 여유가 없고 막 BTS나 MRT 타보면 사람들 다 막 엄청 막출구를 엄청 빨리 걸어가고 네, 서로 맞아요. 막 자리 앉으려고 막 빨리 가고 네. 하, 그런 그런 좀 여유 없는 서울이랑 좀 음. 비슷한데 수도니까 네. 근데 치앙마이는 사람들이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게 가서 뭐 음식 시키거나 음료 시켜도 더 막 천천히 하고 사람들이 천천히 <laughs> 나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complain 안 하고 네. 다 기다리고 아, 맞아요 네. 그러면은 아 치앙마이 방콕 파타야 hot place 추천할 수 있나요? 네 약간 방콕이랑 파타야는 다 너무 사람들이 잘 알고 음, 다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있는 치앙마이를 추천해 드릴게요. 네. 치앙마이에서 저는 워처 치앙마이 대학교를 추천하고 싶어요. 음, 네. 제 대학교. <laughs> 네, 가슴 동생의 대학교고요. 네. 굉장히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네. 아, 마을이에요. 그것도 완전 큰 마을이죠. 마늘? 마을. 마을이 네. 뭐예요? village. village. town. 아. It's like a city. 아, 네. not university. 아, 아 근데 어떤 네. 사람이니까 그냥 정글 갔대요 학교 아님 그냥 정글. 어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어 어쨌든 그 머처 뭐 치앙마이 대학교 근처에는 맛있는 맛집과 예쁘고 아기자기한 카페가 되게 많고 학생들이 고객이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해요. 네, 네. 맞아요. <laughs> 근데 어떤 사람이가 치앙마이에 온다면은 음. 방콕에서 또 비행기 타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음, 와야 되는지 고민 음.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치앙마이 왜 와야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방콕에서 치앙마이가 멀지만 비행기 타면 은 1시간 15분 네. 걸리는 거리고 어, 약간 방콕은 볼게더 많, 솔직히 방콕이 볼 게 더 많고 먹을 것도 더 많고 하지만 어, 방콕은 서울이랑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네. 수도니까.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여유로운 여행을 하고 싶다면 치앙마이가 더 맞는 것 같고요. 치앙마이는 산도 많으니까 이제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네. 치앙마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나 치앙마이가 할 게 없다고 <laughs> 아니에요. 네. 치앙마이 할 거 진짜 많아요. 네. 진짜 시간이 없어서 네. 못해요. 아, 시간이 <laughs> 없어서 못한다고요? 네. <laughs> 그럼 할 게 뭐가 있어요? 혹시 온다면은 뭐산 싫어하는데 자연 네. 싫어하는데 뭐 음. 뭐할 게 있나요? 뭐 산 가는 거 트레킹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 뭐 쿠킹 클래스도 있고 마사지 이것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도자기 만드는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뭐, 뭐, 댄스 클럽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서 춤추면서 막 친구 사귀고 네. 그런 거 있고 또막 뭐 언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로 막 언어 교환하면서 아, 네. 만나는 네. 그런 커뮤니티도 있고 아.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티가 네, 맞아요. 많아요. 저도 가봤어요. 그 오. 언어 교환 아. 네, 가봤어요. 네. 그 만두링고라고 네. 하는 거 가봤어요. 아 그러면은 위첩에서 정보 네. <laughs> 남겨줄게요. 네. 그 다음 질문은 태국과 한국 물가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음, 식비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 월등히 저렴하고요. 한국은 밥 먹으려면 6,000원, 8,000원? 그러니까 150밭, 200밭 정도 들지만 여기는 저렴하게 먹으면 30밭, 40밭으로도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아, 30바, 40바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나씩 해요? 네, 30바, 40바시면 1,200원, 1,500원 정도 해요. 아, 그러면 너무 싸지 않아요? 예, 식비는 네. 진짜 싸요. 한국 물 한, 한 병 얼마였어요? 물, 물이요? 네. 물 천, 막, 천원 천원, 네, 거의. 네. 세븐일레븐에서 <laughs> 네. 사면 천원. 그쵸. 근데 천원 해고에서 막 밥, 밥 먹을 수 있는. <laughs> 어. 네, 근데 방콕이면 은 30, 40반은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네. 좀. 방콕이 어, 조금 어, 10반, 60반? 네. 네. 배국어 배우고 있잖아요. 네. 치앙마이 대학교 어학당에 배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수업은 어때요? 어, 수업은 되게 재밌어요. 싸누, 막, 막, 하. 왜냐면 태국어 선생님이 태국어 배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되게 재밌게 쉽게 공부하는 건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음. 그래서 쉽게 재밌게 알려주세요. 아,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은 제가 제일 짧은 코스 선택해서 네. 15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주 음.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태국어는 태국 안에만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태국어 배워야 되나요? <laughs>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태국어는 태국에서만 쓸 수 있지만 태국은 되게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네. 바다도 있고 볼 거 되게 많은 나라예요. 여행 태국만 여행해도 막 1년도 모자란 것 같아요. 네. 혹시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치앙마이 대학 아, 치앙마이 대학교 어학당에서 네. 태국어 수업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어학당 등록하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직접 와서 등록한다. 네. 쉽죠? 네. <laughs> 하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두 번째 인터넷으로 5분만 하면 간단하게 정보 입력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음, 결제까지 할 수 있고요. 네. 네. 칭의 교통 최악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네. 네. 치앙마이 다 너무 좋은데 안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교통 불편하고 두 번째는 공기가 지금만 좀 안 좋아요. 네, 지금만. <laughs> 지금만. 여러분 지금만 안 네. 좋아요. <laughs> 교통은 막 방콕이랑 비교했을 때막 여기는 방콕은 BTS, 뭐 MRT, 버스, 네. 택시도 많고 근데 여기는 다 없죠 별로. 네, 네, 버스도 없어요. 네 버스도 없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치앙마이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네 맞아요. 버스도 없고 택시도 잘 안 보여서 네. 깜짝 놀랐어요. 다음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교통할 때 어떻게 해요? 자도 없는데요? 네, 차도 없는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랩이나 우버 같은 것도 이용하면 좋고 태국어 조금 할 수 있고 약간 태국 지리 아니면은 네. 쌍태우나 로, 쌍태우, 롯데행 타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좀 겁이 없으시다면 네. <laughs> 모터사이클 렌탈에서그 타고 다니면 아, 제일 편해요. 아까 말했던 쌍태우이가 뭐예요? 성태우 네,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쌍태우는 태국에서 있는 이동수단인데 네. 썽이 태국어로 이란 뜻이고 태우는 줄이란 뜻이에요, 라인. 그래서 두 줄썽 태우라는 뜻인데 트럭을 개조해서 뒤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의자를 두 줄 놨어요. 그래서 음. 그런 태국에만 있는 교통수단 썽 태우라고 합니다. 네. 네. 저보다 설명 더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행복해요. 네, 마지막 소감 있으시나요? 네, 치앙마이 와서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다솜 동생과 아, 네. 네. 우연치 않게 인연이 네. 돼서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이것도 제 어, 여행의 한 소중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오늘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봐요. 다솜 동생입니다. 안녕. <laughs> and no place to call home.